여기 여러분들 탑살레스 보시오 계량기가 없죠 어, 이첫 번째 집인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저 안으로 들어가면 집들이 더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안 열려 안 열려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이 건물이 끝일 것 같죠 여기 이 건물이 끝일 것 같죠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를 들어가면 또 있어 여기를 요요 저기 저또 있어 여기 이게 끝이 아니야 응? 어? 뭐야? 뭐야? 모방기 어? 뭐야? 우와 군웅부채 군웅부채 군웅부채 맞아 저거 군웅부채라고 하는데 군웅부채라고 나도 정확한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고모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나도 들어본 바가 있어 어 피를 아 제가 몰라 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

누구세요? 음. 누구십니까? 제가 나, 나가겠 제가 나가겠습니다. 제가 나가 제가 나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나가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Oh. 아!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하지 마세요. 저한테,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저 죽이려고 하시죠 지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십시다 하지 마십시다 하지 마십시다 아이씨, 발쳤네. 아, 이게 안 되겠다, 이게 진짜. 안 되겠다, 딴데 가야 되겠다, 딱지 안 되겠다, 이게. 아. 저 가겠습니다. 저갈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